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척 오늘 마실 음료수는 럭키 사이다와 비타민 워터를 마셔볼 건데요 럭키 사이다는 사이다의 고조 할아버지급이라고 하네요 1860년대의 사이다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럭키 사이다에서는 칠성 사이다 스프라이트만을 마셔온 우리에게 추억이 아닌 낯선 맛이라 느껴진다고 하네요 밀키스의 상위 호환의 맛이 나기도 한다는데요 조금 더 확실한 비유는 뽕따 아이스크림 녹인 맛더 정확한 것은 라문의 사이다의 맛이 난다고 하네요 아시아에 처음 들어온 사이다의 맛은 이토록 달콤했구나 라는 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럭키 사이다와 비타민 워터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척! 탄산 음료와 비타민 음료를 마셔봤는데요 이 둘의 조합은 그렇게 어울리진 않았습니다 서로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척!